SK 배터리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기현우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재조위했습니다. 지금은 공식 가격 6억 원인 집까지 재산세를 깎아주는데 9억 원짜리 집까지 이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특위는 최근 주택가격과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KBS 뉴스 지금철입니다. 군사 독재정권 시절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부산 범죄범죄 사건 피해자들이 소송을 1975년부터 87 사회복지기관으로 연관 이번 소에 대해 국가를 대변하는 아직 별다른 입장이 되습니다 780여 개 가맹점이 가입했던 비 단체 활동이 하마스가 무력 충돌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미국이 중대한 긴장 단체 활동의 앞장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프로 미국이